괜찮아요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눈모는 간식을 주세요 이렇게 어, 잘 나오네요 <laughs> 내가 못 보게 할 거야. 짝꿍. 어른은 가족. 많아진 기분이 들어요. <laughs>

물 마셔? 언니, 먹었다. 뭐